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원더풀 캣떡 아 진짜 저거 왜 저래 저거 좋아 벨라 벨라 한번 뭐 해보려다가 지금 얼어서 저기서 보나 보나 왜 이러는 걸까요? 예쁘게 대답해야지 예쁘게 대답해야지 알리야 알리야 알리야 알리야 예쁘게 대답해야지 이리와 알리 이리와 알리야 이리와 老师，别。